근데 아침을 안 먹었더니 나도 뭐 시켰어? 블랙펄 밀크티인데 시럽 빼고 시럽 0% 빨리 가서 맛있는 거 있어 아니 석기가 국수지? 소야? 응. 응. 어 그럼 바로 소야로 가가지고 맞아 어. 그래 될 것 같아 지금 여기다 병로 치하고 소야로 해야겠다 아 맛있겠다 미치 여기에다가 육수를 부어서 아 맛있겠다 맛있어? 너 어, 되게 독특하다. 음. 엄청 고소해. 짭짤한 맛도 있으면서. 음. 음. 아.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오 멋진걸? 어 아름다운 작품도 걸려있어 오션이 멀리 있는 오션뷰 근데 진짜 숙소 좋다 널, 널찍해 겨드랑이가 너무 잘 보여 어? 되게 <laughs> 웃음을 당, 담당해주네 현민이가 교대 교장이 네. 절 찍고 있나요? Yes. <laughs> 어, 정말 다리가 기시네요. 여기 한번 봐주세요. <laughs> 그림 속 주인공이세요. 속초의 어느 호텔 김보라의 초상화가 있다는데 저주받은 그녀의 초상화는 <laughs> 밤 12시가 되면 뒤를 돌아본다고 간판만 봤는데 침이 잘잘 나온다 야. 팔팔팔 지금 술, 술, 술. 술 뭐가 뭐 시킬까? 오래 먹을 거 생각해야 돼. 소주로 달리 시작은 달콤하게 주로 소맥? <laughs> 소맥으로? 좋아. 그러면 아주 술만 보면 얼굴에 화색이 돌아가지고 타주나요 한잔 또? 달려 달려 달려 달려 그게 짠 이 맛이 바다다 노래 같은 데는 성게 비빔밥 시키면 성게 단 우린 거 나오잖아 여기 진짜 생생하다 음와 예쁘다 있다 있어 준비 다 빨리 해놓고 내장도 같이 나오죠? 네, 내장도 네, 나와요. 네, 네, 아 빨리 먹고 싶다. 술 먹어. 먹었다. 술안 시켰. 음, 테 테라예요? 저희 테라 하나랑 참이슬 하나 주세요. 나 먹어봐. 이것만 있어도 소주 만 병만 주세요. 아! 미쳤죠? 야, 이, 이게 이. 야, 임마, 이거. 다르지. 너무 맛있어. 서울에서 먹는 거는 까끌까끌하고 내장도 존나 찌그맣고 바닷가에서 먹어보긴 했거든? 근데 뭔가 그냥 삶은 게 아니야. 있어, 맛이. 다른 맛이. 숨어있어. 요주 만병만 주고 먹어봤어? 어 내장 아니 난, 난 오늘 처음이야 지금 처음 먹는 거야? 어. 아니 아, 아까 처음 먹었어 <laughs> 맛있어 어떤 느낌인가요? 엄청 고소하고 근데 풍부한 맛? 안가요 응? 죄송합니다 <laughs> 표현이형 이만큼밖에 안 돼서 살도 진짜 맛있어. 맛있는데 근데 내장이 빛나서 근데 사실 이것만 계속 먹다 보면은 너무 농후해서 뭔지 알지? 혀가 질려. 참치 뱃살만 먹으면 좀 질리 물리는 느낌. 되게 좀 담백하면서 쫄깃한 걸 또 먹어주면서 중간 중간에 간장새우도 먹어주면서 조금 미역국 떠먹으면서 소맥으로 추리면서 먹다 보면 영원히 먹어. 그리고 살 부분은 약간의 점액질이 있어서 맞아. 삼킨지도 모르게 넘어간다. 혈랑 골뱅이 사이에 보호막 처리를 해준다. 푸른 이도 타듯이 그냥 내려가 버린단 말이야. 미쳤다. 맛있어? 게 달고 신선하고 거기에 매콤한 맛이 넣어서 먹으니까 미치게 여기 내장 양이 좀 적다 어. 살은 양이 훨씬 더 많아 야내 타이밍 야 내가 내가 원하는 건 엄청 된 맛. 빨리 같렇 자격이 안 되잖아. 어? 자격. 아, 그지? 맛있지, 맛있어. 맛있지. 3만 원. 지금도 모르는 이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야. 기다리라 사람은 아니고. 로동로동. 어, 달다. 뭐야. 있는데 그래 텔로라는 뭐야? 네, 어, 어, 아니 저 사람을 여기서 만나다니? 아까 볼링 할 때도 볼링 할 때도 봐봐 하고 있어서 안 어, 때문에 딱 졸아보니까 올거이제뭐 그때부터 쌓 먹고 위스키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졌어. 우리 복주리도 먹어야 되고 생선찜을 먹어야 되는데 생선찜이 브레이크 타임이 있으니까 웃지 마 웃지 마 아. 늦게 나가고 싶어 아, 아 근데 쫓기듯이 먹는 거는 또 싫잖아 맞아 해야 되냐? 진짜 오늘 미친 새끼들 아니야? 난또 쫓기는 좀 먹기까지 해야 되는데 미쳤다 아 맛있겠다 뭘 먹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지? 아니지 工 <laughs> 资，工资，工